하나도 안 쉬워 엄청 어렵다 와 온다 와 저격 저격러 저 새끼 오지 말라 그래 내가 더 빠르거든 야 저리 가 저리 꺼져 제가 올 것 같은 쪽으로 내가 먼저 가서 총을 먹어야 되는 시합 <laughs> 치러 온다고? 좋아요와 구독 소중한 이콜 엄청 귀여워 다탄이으면너 죽었다 쫓아간다 왜냐 쟤보다 내가 더 피가 더 많으니까 <laughs> 가자 <laughs> 오늘 가자 <laughs> 언니 언고팔 대신 받았어 천천히 와 얘들아 어. 아 나는 나는 나는 구해줬더니 문좀 뻑대고 아니야 나저 어? 나왜 저쪽으로 가 아파? 불안해? 낚시 드럼 잡아줘야 돼 이게 뭐 얘네 나, 나 쪽으로 온다고 내 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나 쏜다고 온다 어떤데? 하나 있다아씨 어. 맞다 웃음이 난... 아 다른 팀이 있네 그지? 응 그러니까 맞다. 되게 망설이지 아니 맞다 온다 온다 나이스. 문 닫아. 다리. <laughs> 아, 문 누가 자꾸 여는 거야? 어, 뭐, 이못 가는데? <laughs> 아, 진짜 뭐야. 아 진짜 지금 아, 이걸 어디서 배운 거야 언니? 아, 내가 당했어. 시체 어떡해. 그냥 조금 했어요 조금 하나, 둘, 셋. 갑시다. 출발. 낙하산 <laughs> 이거 뭐야? 내, 내려가는 것도 좀 낙하산 <laughs> 이거 뭐야? 잠- 아니, 집- 이쯤에서 <laughs> 몰라 수직도 안 꽂혀 어, 버리고 가는거 아니죠? 아니 아니 저 창고로 갈 거예요 어떻게 <laughs> 창고에 그 오케이 조심 조심 존나 못했다 얘 뭐야? 와나 저한테 와얘 하나도 안 보인다 와 이걸 안 써주네 와 진짜 총알도 없어 얘 완전 정보야 Ah!